最美。 안에 딱 들어가잖아. 넣어주는 거야. 그래야 맛있는 가수가도 별로 안 먹고 가다니까, 이거. 다도먹어봐 아니라. 뭐, 뭐, 뭐, 아니라. 살짝 촉촉하게 해가지고. 맛있는데? 그러니까 아니 얘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조금 조금씩 먹어야 돼 이게 얼마나 오빠 그때 바람 맞추고 계속 웃긴 닭이다 이다 경험치 많이 쌓였다 사연이 많은 닭이다 <laughs> 숙성시켰다 경험치 많이 쌓였다 알아줘? 엄마는 어릴 때 국물에다 밥을 그렇게 말아서 안 먹어. 걸로 할 거야? 금방 그냥 몰라 이걸 먼저 차탈 물리고 앉아있겠고요 오늘 뭐 한국 시험 크게 야지 약재들이 여기 해놨잖아 먹지게 먹었지 마 이거 먹어봐 요거 요거 하나 먹고 꼭꼭 집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삼키고 나 먹어요 알았죠? 이게 토종닭이고 이게 일반 닭이야? 아주 틀리나? 빨라지니까 한 번에 치킨도 많으면 진짜 울어 는잘너 아, 밥을 말아줬다고 눈물해? 그게 낫겠다 얘 너 야채 얘기했는데 아빠 야좀맛 아, 닭다리 먹어 닭다리도? 아까 먹어 닭다리 아, 아, 먹어? 얘 닭다리 먹어 진짜? 얘 먹어놔 야채 갖다 먹겨줬어 먹어야 너, 그러니까 나 홍보를 원래 빨리 안 했어. Life 이거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거봐 얘네 말아줘야 된다니까 잘 먹잖아 죽어 안 먹어 손으로 근어 씹는 맛이 없는 게 그거 허접이 안 달리 허 보니까 그 전화하는구나응 그런 거 같아 해준다

어서 내야 그래서 뺏어주고 가져다 먹고도 안 먹고 나쁘게 여는 걸 하고 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랑 해가지고 다 풀어주세요 오거 많이 똥 피웠네 나는 다른 사람이 맞아 맞다 어 엄마 좀줘 아빠 많이 줬어 원래 이렇게 다 이렇게 거, 걷어서 먹는 거야 어 그러면은 안 뜨거워 왜 위에가 먼저 식으니까

몇 박스 사다가 먹자 우리 짜서 놀러갔자 뭐야 그러니까 이번 달 틀렸어요 왜? 이번 달 7월 달 내일 비어 아, 맞아 <laughs> 그러니까 장만하고 7월 달은 8월 달 돼야 우리 안 온다고 이번 달 내일 비또 오늘 내일 안 오고 이러면 또또 비 오잖아 이렇게 먹든가 생으로 그 괴로 먹든가 그래야 된다니까. 자.